eu tenho fé. 오뚜기라면 있고. I want something hot. 피칸테. What is 마요네즈예요. 아바노르가 그 세계에서 제일 매운 볶음 중에 하나예요. 음, 멕시코 라는 이거는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먹는 타진이라고 chili powder 같은 거예요. 잉글레사라고 해서 약간 음? 이게 또르띠아인데 이거를 오븐에 구우는 거고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음. 이거는 그 멕시코 칠리 파우더가 묻어 있는 거고 안 깨진 걸로 최대한 멕시코 향신료예요 음. 이게 치즈 퀘사디아에 만들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하긴다즈의 마카다미아 넛브리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약간 그 넛브리트 단 땅콩 과자 이거를 넣은 건데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여기 청키몽키도 있어요 또르테아 만드는 과정입니다 빠에야 이렇게 엄청 큰 데에다가 아이스 크림 와우 드라이 음. gallons, like milk crunch, and there is also, that's you warm like drinking fresh milk, you are used to it, but summer is not used to it. 제가 멕시코에서 좋아하는 최애 디저트 중에 하나예요. 필링이 대박이에요. 크림 있고 바나나 크림 있고 이렇게 귀여운 바베큐 박스가 왔어요 바베큐 립이랑 그리고 옥수수 여기 옥수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쌀쌀 매운 거 그리고 이건 치킨 텐더인데 치킨 텐더랑 뭐 감자튀김이랑 옥수수랑 같이 먹네요 음료는 제가 좋아하는 하마이카에 레몬 넣은 거 샐러리 이틀 연속 이거 시켜 먹고 있어요 음. What t f r e s 튀김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적당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The batter is not too thick. Mm. It's nice. Mm. Okay. 진짜 얼마나 부드러운지 뼈가 한 번에 나와. See? Wow. 진짜 부드럽고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No, no. Séntate. With me. ¿Qué haces? ¿Qué haces? ¿Qué? 네. <laughs>